그 한국에서는 에비 선수의 따봉좌 그러니까 좌는 좀 되게 막 아, 신격화 네. 이는데 그, 그렇게 네. 불리고 있거든요. 그 따봉 포즈를 자주 네. 하는 이유와 따봉을 하고 아. 싶은 기분이 드는 상황은 언제인지 물어봐달라고. えーと、と韓国でですね、エビ選手のこうニックネームとして、ダーボンジャ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 아. <laughs> 예, で、これは何かっていうと、 <laughs> そうですね、今や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はい、この親指を立てるポーズあるじゃないですか。はい、これのことを韓国でダボンというんですね。ダボン。はい。 で、あと、昔からその e スポーツの中でトッププレイヤーの選手のことをポンジャーっていうふうに呼んで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多分組み合わせた言葉だと思うんですが、ダーポンジャーっていう、はい、あの、この親指を立てるポーズをやるトッププレイヤーっていうふうに直訳でき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ニックネームで呼ばれ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についてはどう思いますかっていうことと、あとその、この親指を立てるポーズですね。これをやるときの えー、っていうのはどうどういう気分の時にやってますかああ、まずダボン、ダボンジャはい。ダボンジャですか、これって。ダボンジャってあっていうニックネームですね、はい、まずは。ダボンジャっていうニックネームがついてるのは、今知りました、違う。 <laughs> はい、今初めて知りましたけど、まあでも、あの、そうやってニックネームをつけて呼んでくれるのは、やっぱり、あの、 嬉しいですね。やっぱり、あの、やっぱ悪い意味じゃないんで、うん、結構親しみを持ってつけてくれたのかなって思うんで、本当に嬉しいですね。で、まあ、親指立てるときに関しては、まあ、やっぱりもう、試合前、もう、本当に、それこそ直前なんで、あもう、結構、やったぜじゃないですけど、うん、行くしかないじゃないですけど、なんだろうな、まあもう、気合ですよね。もう気合が入れてるって感じですよね。もう

나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친근감을 느끼면서 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그 따봉을 할 때 기분이라는 얘긴데요. 그 경기 진짜 하기 전에 직전에 그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뭐 하고 말겠다라든가 뭐 가야 한다,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뭔가 기압을 놓고 음.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뭔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팀에서는 선을 모아가지고 뭐 파이팅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자주. 뭐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 하겠다, 가자, 뭐 싸우러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LJL에서 본인은 어느 정도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나요? あ l j l で 에비 選手ご지신はあのどの 位置にいらっしゃると考えていますかそれはプレイヤーのうまさっていう意味ですかあ、그거는プレイヤーとしてのもう어느정도잘하その通りです韓国人選手も入れてって意味それが日本人だけ韓国人選手のポーメサを入れたよ、エゼルでさ。エルゼル全体で韓国人選手も入れて。うーん、それ、連は関係ある。連も関係なく。 나이는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나요? 아, 예, 다 상관없어요. 그냥. 아, 네, 관계なく です.難しいな.좀 <laughs> 어렵다고 음, 하네요. ちょ待ってください 아,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아, でも自分の判断か今コーチに聞こうかと思ったんです <laughs> 아, 그 코치한테 물어볼까 싶었는데 음, 그 맞아요, 자기 판단 물어보시는 거죠? 음. 네, 르제르 너 멤버 이지랍니마스. 아 어, 잠깐만요. 그 에제 그 멤버 일람표 같은 거를 보겠대요. 음. 그럼 보면서 다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ああそしたらあの他の質問をちょっと 아, 그큐베선수를좋아한다고하는데어떤부분이좀좋은지좀물어봐주세요キューベ選手のことが好きだっていうふうに聞いたんですけれども、どの点が好きですか全部。전부あの、顔も、顔も好きだし、プレイも好きだし、性格もすごく好きだし、配信よく見るんですけど、結構静かなんですよ。うん、静かだし、結構、あ、まあ雰囲気ですね、やっぱりでもね。 まあ、雰囲気、性格、えー、チャンピオンプール、顔、かな。あ、全部。 일단은요, 얼굴, 그리고 플레이, 음. 성격, 음.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 그, 개인 반성을 자주 봐요. 근데 개인 반성 보면은 분위기가 되게 조용해요. 네. 그리고 그 그런 분위기란 그 성격이란 그 챔피언 풀 음, 폭이 음. 챔피언 폭이란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 음. 네,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 앱상에 좀 삽이 자기 돈으로 대회를 연걸좀 처음 알았는데 그게 좀 한국에서도 좀 음. 화제가 됐대요. 좀 결과는 좀 음. 좋았는지. 네, 또 에비 센슈가 네, 지히대 음. 大会を開催したっていうことが、その韓国内で話題になっているそうで、うん、あの、キム記者も今回初めてそのことを知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うん、その大会の、まあ、結果というか成果はいかがでしたか、うん、あ、もうすごく、あの、満足できるもので、あの、もともと、えっと、スカウティンググラウンズじゃなくて、えっと、LGLCS、要はアカデミーリーグが、日本って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よ。うん で、韓国っ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CK かな。ただ、日本が、あの、その CK に、あの、相当するものがなくなっちゃって、新人発掘の機会があんまりにもないなっていうのを思って、あの、開催したんですけど、えー、まず結論だけ言っても、優勝したチーム、まあ、5人中2人が DFM のサブメンバーとして加入しましたし、 えー、一人も、コーチ、コーチの人も三人いたんですけども、一人も DFM のトライアウトまで招待して、まあ、ゲーミングハウスまで一度も入れたぐらいなんです。まあ、ちょっとあんまりその人は条件面とか、いろいろ、あの、追い上げがうまくいかなくて、あの、やっぱり、入ってはいないんですけど、ただ、間違いなくその、プロに対する登竜門というか、その、 発掘の場を用意はできたのかなと思いますね. 일단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음. 그 원래 그 에이젤에서는 그 이브리그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네. 한국은 아직도 이브리그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일본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신인 선수 발굴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카우팅 프란즈라고 있긴 한데 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개최를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우승팀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그 DFM 서브 멤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코치도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DFM 그 트라이아웃을 받고요. 음. 그뭐 그분은 좀 약간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 가입 하기까지는 그렇게 이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어 등용문 음, 등용문이라고 하죠. 음. 등용문이 된 것 같고요. 그 발굴 할수 있는 그런 잔서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それだけ. <laughs> 오래가게です. 아, 네. 야, 정말... これ以外にもありますけど, 뭐, 뭐 아, 네, 뭐, 아, 네, 뭐, 아, 뭐, 뭐ちょ長くしゃ方いいですか 아, 좀더 길게 얘기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안 하셨는데. <laughs> 네, 길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 もうちょっと喋っていただいても大丈夫です。ああ。うん。 뭐 本当に、あの、まあ、韓国の皆さんに応援してもらってるってことは、本当に本当に嬉しいです。で、まあ、最近はもう本当に、うん、なんだろう。そういう本当に応援してくれる皆さんの、うん、なんだろうな、皆さんをがっかりさせないためにも、もっと頑張らなきゃって思いますし、本当に、あの、 応援してくれてる皆さん、ちょっとこんな、あの、あまり言い表せないんですけど、本当に感謝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 <laughs> 네, 정말로 한국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계신다는 게 정말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그 실망하게, 그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뭔가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음. 없, 없는 그런 느낌인데 음. 정말 감사하고 음. 있습니다. 그 일본 서버 솔로 랭크 1위에 대해 하고 이제 이, 그 그러니까 솔로 랭크 1위에 대한 의미하고 좀 일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좀 바,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ちょっと話題変わるんですけれども、あの、日本サーバーで、あの、ソロランクで1位を取ることの意味とですね、それから日本で LOL が、まあ、発展していく可能性っていうのはどのぐらいあると見ていますかうん、日本サーバーで1位を取る意味は間違いなくあります。なぜなら、日本サーバー1位っていうだけで注目されるから、注目されるからです。で、注目されると、 スカウトされる可能性も上がるし、まあ、プロになれる。まあ、というかまあでも、そもそも、あの、日本サーバーを回してる人たちが全てプロになりたいわけでもないとは思うんで、まあ、なんだろう、プロになれるのが、あの、いいことって言ってしまうのはただあれなんですけど、まあ、ただ、日本サーバー1位になることは、もう間違いなく価値があります。 まあ、なぜなら、あの、プロチームもすべてやっぱり冷凍最重視しますし、あの、日本サーバーだろうが、どこのサーバーだろうが、ランクが高い人ってのは、あの、やっぱり何か才能だったり光るものがあったりするので、あの本当にレートは高くて、あの、無駄なことは一切ないですね。はい。日일본ー버에서1등이된다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 서버에서 1등 된다면은 주목을 받을 거고요. 주목을 받으면은 그 프로팀에서 스카웃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음. 그렇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일본 서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음. 그래가지고 프로가 된다는 게, 그,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그 일본 서버 1이라는 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가치가 있어요. 그, 그리고 프로 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런 점수를 그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떤 팀도 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느 서버에서도 랭크가 높은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1등을 먹는다는 게 헛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음... ちなみに日本サーバーの喋ってないけど大丈夫ですか 아, 그 마, 일본 롤에 대한 그런 네, 미래에 대한 네, 얘기. 네, 그것도 그것도 같이. 아, 아, 일본の LOL の えーと、発展の可能性ですよねの話、うん、お願いします。えっと、まず日本サーバーの発展の可能性については、えーま間違いなく発展するとは思います。まあ、なぜなら、えー、リーグオブレジェンドがとても面白いゲームだからです。ただ、あの、成長はす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どれぐらいの、あの、速度で成長するのかっていうのは、正直全然わかりません。 ただ、まあ、ロールを、ロールの人気をもっともっと日本で高めたいなら、あの、ライオットジャパン、えー、そしてユーザー、そしてプロプレイヤー、インフルエンサー、まあ、それぞれが自分たちの仕事をするべきで、あするべきというか、まあ、して、あの、LOL をどんどん盛り上げ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と思ってて、ライオットゲームのジャパン、ジャパンに関してはもう本当に運営を 頑張ってもらったり、まあ、僕らプロプレイヤーは、大会で勝つっていうのがもう一番の、あの、日本のロールに対する、まあ、貢献できることなのかなと思ってますので、まあ、僕たちは、僕たちがそこは頑張らなきゃいけないなと思いながら、えー、やっていますね。日本의 LOL 발전가능성은음틀림없이발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그이유는 LOL 이정말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그 속도, 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 발전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음. 근데 그 에로의 인기를 올리고 싶다면은 그라이엇치팬 음. 그리고 유저분들 그리고 프로 선수들 또 그 인플루엔서분들 그런 분들이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엇 재판 같은 재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운영 음.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저희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에서 그 이기는 게 가장 그 뭐라 해야 지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음.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